Start spreading the news. You're leaving today. Tell Frank.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Come back on shoes. Fight the apple eve, caught up in the in crowd. Now you're in style, and in the winter gets cold. In vogue with your skin out. City of sin. Yeah. My chicks and that's give me high five. Nigga, I be spiked out. I can trip a referee. Sleeping now, you're making myself crazy. 배터리 없어서 그래? 이게 내 생각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잠깐 노래 잠깐 중단할게요 여러분 응? 어? 왜 이런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아, 저 스피커에 배터리가 다 나왔다. 여기 진짜 지금 상이라는 게 약간 안 믿기잖아요? 음, 잠깐 포함 와 있는 거 같아. 어, 뭔가 말레이시아도 꿈같았데 지금도 약간 꿈 같아. 나 여기 다 벗겨질 뻔했네. Wow. Wow. 맹꽁이 노래장. 아니 어제가 너무 우리 홍보 갔어. 거의 그냥 한국 한국에서 잠깐 홍대에서 <laughs>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야비 타나. 야비 타나. 아 그때 비행기 왜 이렇게 웃겼냐 말레이시아에서 올 때 승무원들이 다 쳐다잖아 나왔는데? 6강이어서 그런가? <laughs> 만두 그리고 이것도 만두 이거지 뷰 맛집? 이거지 내 생각 이거 이거 삼겹살에 먹어보고 갈게요 음. 이것도 미안해 음, 이거 다 먹어 여기도 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 몇 위엔 뽑을까? 300? 우리 어저께 백은 택시비를 썼지 그래? 300 수수료를 나오나? 근데 수수료가 이것보다 이게 더 싸다 그래서 이건 괜찮은 거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오 영수증 나오나?